토트넘의 손흥민 26, 22일 한국 시각 2017 물결표 사인이 018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전 투 골로 승리 4-1을 일구며 12일 새 7골을 생산하는 괴력을 선보이자 죽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아버지 손웅정 56 씨의 역할을 거론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아버지가 볼 다루는 기술, 반복적인 연습, 실전보다는 기본기에 절대적으로 투자하면서 보통 한국의 제도권 축구 교육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선수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김 해설위원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렸을 때는 다른 나 라 선수들에 비해 11대 11경기를 잘 하지만 성장하 면서 기본기 부실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손흥민은 중학교 시절까지 아버지의 집중적인 기본기 교육을 받았고 고교 때 분데스리가의 체계적 훈련 등을 거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이날 주포 해리 케인의 부상 탈락 뒤 케인의 자리인 최전방으로 올라간 뒤 후반 두 골을 몰아쳤다. 1 1이던 후반 17분 델리 알리가 왼쪽에서 올려준 패스를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했고 2-1로 앞서던 후반 42분에는 단독 돌파 뒤 골키퍼까지 제치고 세기포를 쐈다. 골키퍼를 제치는 동작은 세계 최고의 선수급이었다. 정규리그 12호이자 시즌 18호 골 고지에 올랐다. 1일 로치데 일과의 축구협회, 파, 컵 16감전 2골. 4일 허더즈필드와의 리그홈 경기에서 2골. 8일 유벤. 투스와의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이 차전서 한 골을 포함해 4경기 내리 7번지 득점했다. 하재훈 전 SK 감독은 기술적으로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다. 앞으로 더 치거나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 감독은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처럼 좁은 공간을 뚫고 나가기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스피드와 슈팅으로 빛을 바라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스타일의 선수다. 아버지가 공간을 찾아가는 타이밍에 대해 특별한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하 감독은 20살 청소년 대표 시절 손흥정 씨와 함께 뛴 경험도 얘기했다. 그는 손흥정 씨는 키는 1m 70을 넘는 정도로 작지만 스트라이커를 봤다. 스피드와 파워를 갖췄고 창의적으로 공을 차려고 했다. 현역에서도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손흥민은 시즌 18골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역대 한국 인 유럽리그 최다골 기록 21골에도 바짝 접근했다. 만약 다시 21골을 넘어선다면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 대오른 차범근, 박지성과의 비교가 새롭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아직 나이도 젊고 부상도 없다. 프로 차범근, 박지성을 훨씬 능가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키가 작은 아버지는 현역 시절 악바리처럼 들면서 살아남았다. 그런 경험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 등 영양 섭취에도 아버지가 각별히 신경을 썼다. 어려서부터 실전 경기에 투입하기보다는 기본기 훈련에 전념하면서 부상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도 다행스 런1이라고 했다. 하재훈 감독은 한국의 제도적 축구 교육 시스템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선수다. 일종의 특별 교육으로 미래에 투자한 사례다. 지금은 우리나라 축구 교육 시스템이 아시아에서는 많이 앞서 가고 있지만 아버지가 일찌감치 과거의 훈련 방식보다는 자기식의 축구 교육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기성용, 스완지 시티, 도 일찍이 호주로 유학가 유소년 축구의 기초를 몸에 입혔고 최근에는 백승호, 이승우, 이 강인 등 특출난 선수들이 스페인이나 독일의 프로리그에서 교육을 받으며 만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 감독은 무분별하게 선수를 외국에 보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된 자원들은 나가서 배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축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눈에 띈다. 손흥민은 6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있지만 8월 작가 루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소속팀인 토트넘이 아시안게임에 손흥민을 보내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다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도 불확실하고 우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손흥민이 역대 최고의 선수로 입지를 굳혀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흥민 개인기는 외국 길거리 축구 동호인들도 매료시킬 점. 도로 수준이 높았다. 상대 태클 회피 후한국개선 흔히 알까기라고 불리는 넌맥이라는 기술로 또 다른 선수를 가지고 놀았다. 한국은 11일 칠레와의 홈평가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 개인기는 국제축구연맹, 피퍼, 세계 랭킹 12위 칠레를 상대로 구사한 것이기에 더 주목할 만 하다. 길거리 축구 영어 매체 아이키크 그 사건은 칠레의 스를 맞이해서도 손흥민 개인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통했다. 라면서 훌륭하고 멋진 기술이었고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나고 우수했다라고 전했다. 아이키크 그 사커가 칭한 칠레 에이스는 아르투로, 비달, 바르셀로나, 이다.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 아스에 따르면 한국 칠레에 인해 치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 아르투로 비달은 2018-19 시즌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 로나로부터 965만 유로 126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기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사 42만 파운드 65억 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의 소속으로 아르투로 비달은 각각 두 번씩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다.